항의도 없이 사고를 당했으면 자살 시도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아니 그냥 <laughs> 뭐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오다 가다 자주 뵀었으니까 술자리에서도 뵙고 그때까지 이좀 밝고 그래서 현장에서 밝은 에너지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본인 뭐 제가 뭐 특별하게 감독님 영화를 뭐 출연하고 표현한 데 있어서 특화된 배우거나 아니면 감독님 아, 이 배우는 내 이번 영화에 잘 맞는 배우일 것 같아 라는 건 아쉽게도 아니어서 네. 그냥 제가 보기엔 친분으로 <laughs> 감독님이랑 할, 하려고 하는 배우들이 뭐 다 스케줄이 바쁘거나 그래서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겸손한 발언이 아, 겸손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면 겸손하다고 얘기하지. <laughs> 직업적으로는 보험주사원 역할 이제 직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아내가 죽고 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면적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픔에 대해서 되게 어, 회피하고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남자 강수 역을 맡았고 근데 뭐 편안할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살면서 누구나 다뭐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나 감추고 싶은 아픔이나 비밀들 하나씩 다 간직하고 살아가니까 강수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캐릭터이고 흔히 얘기하면 우리들의 삶에 다 녹아다 녹아 들어 있는 그런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똑같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여서 좀 편하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도 좀 다르시겠지만 음, 평범하다,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판도라 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일 수 있었는데 이제 끝 부분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비춰지는 거지. 그것도 그 영화도 우리들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지 않을까 판도라가 먼저 촬영을 하고 그 이게 이제 살인자의 기업법이라는 영화를 찍고 최근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찍은 게 지금 이이 영화인데 생각해 보니까 영화 찍은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영화 시작을 한 지가 작년 4월 달 정도, 5월 4, 5월 달 정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감독님 영화가 전체적으로 다 그랬고 저도 사실은 그런 감독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팬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런 기회가 돼서 되게 좋았고 기본적으로 근데 감독님이 갖고 있는 색깔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본질적인 것들은 바뀌지 않았는데 어, 감독님이 보여주셨던 영화 중에 가장 조금 밝고 음, 조금 더 친절하고 설명적인 영화이지 않을까 그 예전에 감독님 색깔하고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많이 다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봤어요. 천우 씨는 아무래도 1인 2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보다는 사실 더 힘든 건 사실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라서 이게 영혼이 나오는 게 근데 그게 뭐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장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판타지가 갖고 있는 요소를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편안하게 저게 진짜로 맞아?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야? 저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의문을 좀 갖지 않게 편안하게 연기하려고 좀 했었고 그 1인 2역을 이제 영혼이었다가 영혼이 아닌 인물을 이제 두 1인 2역을 하는 천우희 씨가 사실은 그런 게 더 힘들었지 저는 크게 힘들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3자가 보기에 저한테만 보이는 미소 역할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편안하게 보이게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집중을 한다기보다 이야기를 그냥 따라서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보시다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어뭐 그또 갖고 있는 같이 살고 있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다 내 얘기 같은 이야기니까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볼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한 영화를 더 좋아하고 조금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라도 이제 소재의 다양성을 위해서 뭐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은 관객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영화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목표이긴 하겠지만 천만이라는 숫자에만 맞춰져서 천만이 들어야 좋은 영화다라는 편견이나 이런 것들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천만이 드는 영화가 좋은 영화 아니라 좋은 영화가 천만이 되는 영화 그런 의미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큰 영화 오락 영화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영화는 또 그렇게 볼 만한 재미가 있고 이 작은 영화는 작은 영화대로 감성적으로 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편안한 느낌 그런 영화들이 많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하고도 그렇고 천우희 씨하고도 영화를 같이 하자고 했었을 때도 그런 취지가 가장 컸고 그래서 같이 뭉쳐서 관객분들도 그런 어떤 뭐 만드는 건 우리 취지가 이제 그런 의미로 만든 거지만 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갖고 있는 영화들이 나오면 관객분들한테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피로도도 많이 쌓여 계실 텐데 사실뭐 판도라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예상하고 만든 영화는 아니었는데 음 뭐 그런 걸 떠나서 조금 피로감들은 좀 벗어날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처음에 신호를 받았을 때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되게 어른 동화 같은 느낌도 들고 저도 어떻게 편견이라고 얘기하면 편견일 수 있는데 영화는 조금 진중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영화에서 이렇게 풀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조금 음, 좀 순수한 느낌? 더 편안한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들도 했었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시나리오를 다시 봤을 땐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었던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새롭게 좀 느끼다 보니까 내가 느낀 것들을 관객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서 관객분들도 내가 느낀 것들을 좀 느끼면 어떨까 그 감성이나 정서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됐죠. 진동으로 해주세요. 네. 음. 네. 그, 그 문화를 통해서 이미지를 바꾸려는 것보다 예전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예전의 작품을 보면은 어, 지금보다 덜 유명하고 지금보다 아니면 배우로서 자리를 덜 잡기 전에는 어, 배우 그 배우라는 이름을 떠올렸을 때 그 배우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캐릭터에 특화돼 있어라는 것들의 목표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콩 배우 중에서 장첸이나 양조위를 롤모델을 삼고 그런 이미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 그리고 그분들이 맡았던 캐릭터들이 조금 다크하거나 되게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캐릭터들이 많았어서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음 그렇게 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다른 모습들 제가 갖고 있는 모습들 더 보여드릴 게 많은데 어떤 어떻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굳어져 있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리고 캐릭터를 위주로 한 작품을 더 많이 욕심내었으면 지금 캐릭터보다는 이야기에 중점이 되는 이 작품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도 어떤 캐릭터나 어떤 인물이든 인간에 대한 고찰이 없는 캐릭터는 없겠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캐릭터 무조건 어디에 대해서 되게 극한되게 어둡거나 슬프거나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성장통을 겪고 있는 인물도 있을 수 있고 꼭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메시지도 담고 인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좀 더 선호하다 보니까 그 작품 선택이나 인물을 선택 그 캐릭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차별성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변화는 판도라에서 사실은 계획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판도라를 통해서 조금 더 편안하니까 예, 또그 판도라도 편했지만 편안함의 종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풀어진 느낌,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물들을 영화로 좀 녹여낸다라는 게 사실 어렵기도 했는데 그런 거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이번에. 요즘 아까를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들에 서 삶에 조금 지치고 피로감이 있으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그 편안함 속에서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정서를 좀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월에 또 따뜻한 봄날에 어, 정말 추운 겨울을 지나서 새 출발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는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불의의 사고로 이제 식물인간이 되면서 이제 영혼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미소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어, 포스터처럼 되게 맑고 <laughs> 밝고 씩씩한 친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음, 심리적으로 어려우면 없었는데 연기를 할 때 제가 1인 2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좀 육체적으로 음,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어려운 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시선 처리라든지 그리고 제가 연기했던 걸 다시 상상하고 또 다시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아 글쎄요 저도 오늘 이제 영화를 보게 돼서 어떨지 굉장히 좀 긴장되기도 하고 아, 제가 잘 했는지 어, 조금 떨려요 많이 떨려요 음. 처음 읽었을 때 어, 이용균 감독님 영화 맞아라는 <laughs>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기존에 보였던 느낌과는 좀 다르기도 했고 그리고 어, 물론 잔잔함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맡을 미소라는 역할에 대해서는 약간 오글거림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가 이거를 좀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은기 감독님을 어, 만나기 전에는 감독님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의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궁금함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의아함이랄까? 그때 만나서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 감독님이 하고자 하는 음, 방향이라든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그냥 막연하게 궁금했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어서 아, 영화를 같이 만들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편한 연기는 아니었지만 <laughs> 그래도 굉장히 도전해보고 싶었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감성의 영화가 사실 많진 않잖아요. 게다가 제가 또 좋아했던 이윤기 감독님의 작품이기도 하고 음, 여러 가지 캐릭터라든지 감독님이라든지 그리고 김남기라는 배우 남길 오빠도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니까 새로운 것들이 다 너무 도전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감사한 캐릭터죠. 저 제가 다른 캐릭터들을 연기했을 때 다 워낙 어둡고 무거웠던 것들이었어서 저한테 주어졌을 때 아 이걸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저를 주셨을 텐데 음, 잘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어, 맞아요. 남길 오빠 같은 경우도 음, 다른 작품들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다 무거웠던 캐릭터였잖아요. 진지하고 어, 그런 모습에 비해서 또 오빠가 그냥 평소에 갖고 있는 매력이 너무 많은데 이 작품을 통해서 만났다는 것도 너무 좋고 제가 오빠한테도 다음 작품도 꼭 오빠 성격 같은 걸 해라 그러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더 배우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모르, 모르겠어요.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네, 전작들보다 좀 편안하게 호흡하고 분출했던 것 같기는 해요. 음. 이게 제목이 어, 바뀐 거 얘기해도 괜찮죠? 네. 원래는 이제 어느 날에서 My Angel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아, 거기 제목과 같이 제가 약간 <laughs>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네요. <laughs> 네. 이렇게 천사 같은 그런 존재로서 어, 오버에게 뭔가 희망, 희망이라기보다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네,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laughs> 네, 어, 제 본 모습이 좀 많이 담겨서 오히려 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음, 뭐랄까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걱정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기존에 보였던 연기 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이 절, 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음. 많이 사라졌죠. 음, 대부분 이제 요즘 또 그 말이 예, 핫하잖아요. 브로맨스라고 해서 남남 케미의 작품들이 워낙 많고 또 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다 유행인 것 같기도 해요. 흐름에 맞춰서 좋아하는 영화 장르라든지 어,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저는 이제 막 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요 근래 받아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래도 사람들이 더 원하고 찾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재개봉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예전 영화들에 대해서. 근데 그것에 대한 뭔가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으니까 찾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도 영화가 이제 좀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또 우리 영화의 그 맛이 그 잔잔하고 뭔가 이렇게 스미는 듯한 그 맛이 저희 영화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아, 그래, 이런 영화가 되게 좋았는데, 이런 느낌이 참 좋았는데, 라고 느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음.